잘 나오지 않냐? 완전 역시 아이폰이구만 아이폰이랑 다르지 다시 한 바퀴 돌아 <laughs>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점프 한번더 점프 한번 점프해봐 마지막 뒤로 날려줘 차! 아 좋아 다 날개? 어. 어.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날려주는 것이 응.